아, 오케이. 구독과 좋 샬롬 언 일상의 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냐면요 어딜까요? 지금은 여기 정인이가 숙소실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알바한 곳 근처에 왔습니다 어, 정인이가 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어, 제가 오늘 특별한 작은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빼빼로데이 잘안 챙기긴 하는데 빼빼로데이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정인이 알바하는 것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좀 작은 소소한 간식과 제가 준비한 선물을 같이 이제 전달해주고 좀 저도 공부 좀 하다가 저녁도 같이 먹고 정인 알바 끝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선물을 담을 종이 가방 같은 걸 사야 돼서 한번 올리브영에 먼저 가보고 간식들 사러 편의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올리브영에는 종이 가방을 팔지 않습니다 <laughs> 따로 그런 것들을 팔지 않네요 저는 막 다이소나 이런 것처럼 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일단 그럼 편의점 가서 간식부터 한번 사보고 편의점 도착했는데요 정인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음... 이따가 한번 검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정인이가 아마 바나나 우유를 좋아할 거예요 문구행에서 뭘 하나를 사면은 종이 가방을 주겠죠? <laughs> 일단 뭐라도 한번 사러 들어가 볼게요 설탕을 칠한 인절미 과자 이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좀 큰 거 있을까? 저는 받은 올리브영인데 이제 선물 한번 넣어볼게요 <laughs> 안 좋아하잖아 이거 올라가고뭐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나는 립밤이지롱 틴트 립밤이지롱 이거 선물해 주려고 본인이 좋아하겠죠 이제 여기가 독서실 1층인데 한번 올라가서 본인의 또 깜짝 선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안녕 나름 괜찮아 보이죠? 안 올랐네? 공개를 해줄 정인이 없나요? 저희랑 함께 독서실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것이 나의 선물입니다 미리 빼빼로데이 기념하는 선물이랄까? 그러니까 완전 어쩐지 빼빼로 왜 있지? 음. 이따 밥 먹을 때 하나하나 뭐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튼 알바 잘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 여기 등록 좀 해주세요 등록이요? 네 저도 이제 공부하러 가봐야 되고 이제 정인, 정인님이 배치해주는 자리로 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정인이에게 나름 서프라이즈 선물 줬는데요 정인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따 또 선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언박싱 하다 보면은 또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착잡하네요 하지만 정인이는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정인이는 알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교 뭐 준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까지 설교 준비 좀 하고 아 맞다 요즘 추천해드릴 거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 성경 어플 뭐 쓰세요? 저 성경 어플을 저는 아, 읽었어요 다번역 성경 천성 읽었어요 다번역 성경 천성 이거 읽었었는데 원래 예전부터 이게 뭔가 제일 깔끔하고 번역본들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되게 이걸 애용했는데 요즘 제가 되게 애용하는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이 부분 이거를 누르면은 성경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때때이거 이렇게 쳐놔요 자 너의 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네, 길고 완전 친해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말하려고 갑작스럽게 핍니다 되게 좋아요 오늘도 준비하는 되게 들으면서 왔는데 아주 의미로웠습니다 교육을 시킬게요 제가 가끔 정인이 독서실 이렇게 찾아와요 주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오후쯤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인이가 혼자서 맨날 알바하다 보면 밥을 잘 안 챙겨 먹어 밥도 좀 괜찮은 걸로 같이 사 먹고 싶어서 가끔씩 이렇게 놀러 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도시락이 어떨까요? 좀 전에 음식이 왔어요 음식이 왔는데 학비 예, 씨를 뭐 이미 누가 직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laughs> 배고파 저희는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 김치찌개 통삼겹살 통삼겹살 돼지고기 김치찌개 상추 앤 깻잎 and 마늘 and 쌈장 and 김치 and 뭐지 and 쌈무 and 루말랭이 and 라이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놀러오는 게 좋지 원래 사람들한테 좋다고 얘기했지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방해하는 것처럼만 보였거든 그 영상만 그렇게 했겠지. 그 일하고 저렇 공부했잖아. 네. 맛있다. 미쳤어 미쳤어. 너무 맛있어. 음. 원래 그랬어. 원래 그렇게 예뻤다.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 잘 치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시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선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빼로입니다 빼빼로 좋아하시죠? 네. 누드 빼빼로가 아니네 음. 내가 지금 나도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게 이게 누드 빼빼로인 줄알았는 색깔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빼빼로 좋아하죠? <laughs> 누드 빼빼로 음, 바로 머리 뭐야? 이거 올리브영에서 뭐살거 없어가지고 아. 이거 흔들구나. 잘 먹게. 그지 정인's 네, favorite 네. jelly. Yeah. 자. 엊그저께도 이거 먹었어. 아침에 밥못 먹을 때 이거 사먹 네, 빠르게 할게요. 모자 자꾸 들린다? 야, 네, 눌러줄게. 빨리 해. 뭐야? 어, 네, 어때요? 몇 네, 개만? 어때요? 이거 하나 커 했다. 그러네, 그러네. 너무 많이 샀는데? 그러게요. 많이 찍었다. 아, 급하게 하나 골랐습니 라스트. 이게 제 선물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짜잔. 립밤이야, 립밤. 민트 립밤. 립밤이 여 어떻게 생겨? 정인이가 평소 입술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음! 뭐얘개라 들었어 오 예쁘다 네 음, 이게 립밤이야? 립스틱 같은 거 립밤이래 이게 틴트 립밤이야 틴트 립밤 한번 발라볼래? 휴지를 한번 닦아보면 발라 음. 음? 치즈 그 좋아하시나봐요? 입술이 건조한 거. 딱딱한 거. 네, 여기서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러디, 너티, 멀티, 그래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미미 아이미미 어떻게 이거를 선물할 생각을 했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아이미미 베어 립스 맞아 응. 아이미미 베어 립스라는 제품이야 맞아 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무슨 색깔이야? 너티 색깔? 너티 오케이 너티 주지 너리 너리 너리 부리 부리 음! 음 발라봤어 어? 네. 좋은 건 가까이서 보여줘야지 진짜 립밤이네? 어, 오일 그런 걸 가지고 음. 네, 그 각질을 잠재워주는 효과가 있대 아 이게 신기하다 제가 별색이 안 쓰는데? 봐봐 11월 11일 빼빼오리 뭐죠? 어, 이게 바로 센서 이게 센서라는 거지 근데 이거 발색이 안 써서 오빠도 발라야 되겠네 립밤? 어네 개 중에 하나 줄게 내어 네. 나는 그러면 음. 멀키 어때 멀키? 음. 이게 여러 번 덧발라도 좋다고 그랬어 이거 이게 좀 더 진한 것 같은데? 어. 아 살짝 그거네 자 참고로 이 제품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미미박스에서 단독 런칭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음. 페페로데이에 저같은 센스남이 되고 싶나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어때요? 댄스나 네, 선물 어떠신가요? 어 아주 마음에 요 <laughs> 빼빼로 <laughs> 이렇게 빼빼로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센스 있는 선물 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음. 센스 있는 선물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만족스러우시죠? 네, 빵빵하게 어오른그 볼때기 nope. 좋아함을 알려주는 아, 마무 그러면 얼른 정인이 알바하고 저 커피 좀 내용 해딱 할게요 안녕 부장님도 알바 끝났고 저도 이제 그때 손을 볼것 같아요 내일 이야기는 요엘 이야기예요 다엘 이야기 잘 아시나요? 요엘은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길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그 가사의 배경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엘서 3장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 요엘의 이야기가 이제 내일 어린이 설교의 주제예요 주제 공부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한 설교를 준비를 했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주를 연배 열심히 들어주시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성인이 알바가 끝이 나기 때문에 저는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요. 일단 전, 전인 알바 끝났어요. 오늘도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층! 1층! 아, 이제 집에 갑니다. 저는 이제 수원 가야 돼요. <laughs> 정인이는 집까지 얼마나 걸리죠? 어, 버스로 한 번에 타고 가는 건데 15분 정도 걸리는데 지하철 타고 가시니까 지하철역까지 잠시 갔다가 지하철 타고 연신내 내려서 버스 타고 이러면 한 25분? 25분? 그럼 여기서부터 집까지 2시간 걸려요 <laughs>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11시가 넘어요 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정인이 독서실 놀러 갔고요 아니 놀러 간건 아니고요 공부하러 갔고요 정인이 알바하는 거 응원도 좀 해줬는데 정인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아주 좋았습니다 어, 선물도 선물 정인 내 선물 버려갔어 이게 내 선물인 줄알 이게 내 선물인 줄 알았어 근데 야너 선물 너가 가져갔잖아 어디로 정인한테 <laughs> 기껏 선물해줬더니 병인이 버리고 왔어요 아 어, 짜증나 나도 다시 가지러 갈게요 아 진짜 짜증나 오늘 아, 영상도 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또 만나요 아 진짜 어이없어 이게 뭐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좀들은 화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의 영이 나면 주여였나? 자녀들이 떠날 것이요 주님들은 화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 하며 이 하소서 성이여 우리의